Life has got me feeling discombobulated. In place of common phrases, all I say are awkward statements in every conversation. Often sitting cautious pacing, dropping frames and talks with strangers, making observations. In that awful case. 안녕하세요. 밤준입니다. 지금은 12시 20분이고요. 오늘은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1시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 대박 사건. 셀카봉을 사러 다이소에 왔습니다 요 다이소에 모든 게 다 있어 셀카봉 얻었지 지금 혹시 셀카봉 네. 아 감사합니다 두 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거치대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이거랑 이거 저는 이렇게 이거를 먹게 됐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점심을 먹고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이랑 PC방에 왔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는 것도 진짜 많아요 아 진짜 PC방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맛집인 것 같아요 맛집 맛집 하지만 저는 코로나로 관계로 먹을 건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게임을 하러 갈게요 파이팅 파이팅! 오랜만에 친구랑 코인 노래방도 왔습니다 저는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앞 엘리베이터인데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집에서 씻고 자기 전에 또 영상을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씻고 왔습니다 오늘의 하루 이렇게 끝나고요 마지막 멤버인 범준이의 It's My Holiday가 끝났습니다 박수! 어, 지금은 11시 30분인데 저는 내일이 연습이 있어가지고 후다닥 자고 추지의 드러머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good night bye bye